다른 멤버들보다 저랑 백승이랑 제프가 먼저 왔는데요 개인 촬영이 있어서 먼저 왔습니다 네, 제 차례가 끝났는데요 어, 이제 다음 차례인 위시 형과 백승이 형인데 이제 여기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백승이 형, 위시 형 화이팅!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안녕 그저께 첫 근무를 하고 어제 하루 종일 못 움직였습니다 네. 아, 어제 잠깐 쉬었는데 네. 뒷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하지만 오늘은 이제 또아 오늘은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 네. 오늘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약간 자신감이 2% 부족해요 충전시켜주세요 좋다 카메라, 의상, 화장, 머리 다 좋은데 제스처가 좀 아쉬웠어 그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제가 오늘 폭탄조끼를 메고 촬영해봤는데 을그 무게감이 어, 막 뜨겁더라고요 좀. 그래서 뭔가 무서웠어요 뭔가 그만큼 머리 떠서 잘 됐고 이렇게 철조망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갇힌 것 같은? 갇혀있는데 이 조끼까지 열고 있으니까 방금 모니터를 봤는데 표현이 잘될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게 생각했는데 많이 어렵고 첫 촬영이라 그런지 긴장도 많이 되지만 진짜 이걸 경험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진짜 많이 더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합니다 사실 어제 저는 어제가 좀 더 우바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표정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단추를 맞추는 거를 더 이제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근육 마지막 3일차 뮤비 끝내러 갑시다 Let's go! 아닌데 <laughs> 어, 저희 지금 이제 셋이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와주세요. V 한 번 해주세요. 음. 네, 긴장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갈래 <laughs> 친구들이 저를 보려고 다 찾아왔어요 자식들 자식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하나 둘셋네명 끝이 났대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다음컷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기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저희가 뮤비 마지막 3일차 촬영 장소인데요 일단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공사장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어, 개인 컷도 많이 찍고 근데 저는 1일차 쓰레기장에서 개인 컷을 많이 찍어놔가지고 개인 컷을 찍을 게 없는데 그래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 다, 야, 형들 다 자고 <laughs> 저쪽에서 사실 다 자고 있고 예왕이랑 도윤이 형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쟤 왔네 어제 그저께도 그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두인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 집 가서 빨리 먹어야 돼 레인보우 샤베트가 기다리고 있어 제 머피 뭐야 이야기 화났어 이야기 화났어 지켜줘야 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조금 무섭긴 한데 고소 공포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없어요 번지점프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무섭습니다 아직 그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이랑 짚라인 또 해보고 싶어요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시든 혼자 멋있는 거 다 해요 아너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어? 너도 이거 하지? 네. 아저 장갑차 안 쓰지 않나요? 아 장갑차인데 그래도 있으니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하고 싶어 저런 거 딱, 딱,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뮤비 뭔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보여주세요 냉랭냉 좀 아쉽네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차가 그게 좀 더 뒷받침을 하지 않나 그나마 또 장갑차까지 <laughs> 준비해 주시고 되게 신기했어요 개인 컷이 이렇게 나왔는데 뮤비도 잘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셋시 3시 3시 3시 3시 둘이 둘이 3시 잘하네요 네, 저희 Bipolar 파트 1 불안의 서의 타이틀곡인 Lock Down 뮤비 촬영을 끝났습니다. 드디어. 어때요, 여러분? 맞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또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저희는 Lock Down을 통해서 파트 2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트 2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ock Down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